Hoy vamos a aprender expresiones muy útiles y fáciles en tan solo 5 minutos. En forma y formal vamos a aprender en ambos lenguajes. Primera expresión, está bien, vale, chua, chua, chua yo Está bien, es bueno. También significa me gusta. Shiro 싫어. No me g 싫어. 싫어요. 싫어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Me g u 나너 좋아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응. 응. 네. 네.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알아. 알아. lo sé. 알아요. 알아요. 몰라. no lo sé. 몰라. 몰라요. 몰라요. 맞아. es correcto. 맞아. 맞아요. 맞아요. 틀려. no es correcto. 틀려. 틀려요. 틀려요. 같아. 같아 es igual. 같아요. 같아요. 달라. es diferente. 달라. 달라요. 달라요. 있어. hay. tengo. 있어요. 없어. no hay. no tengo. 없어. 없어요. 없어요. 돼. se puede. 돼. 돼요. 돼요. 안 돼. 안 돼. no se puede.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돼. se puede. 돼. se puede. 안 돼. no se puede. 안 돼. no se puede. 뭐해? 뭐해? ¿Qué haces? 뭐해요? 뭐해요? 가자. Vamos. 가자. 가요. 가요. 배고파. 배고파. 땡과 함브레. 어, 땡과, 땡과 함브레 데 베르다.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불러. Estoy lleno. llena. 배불러. 배불러요. 배불러요. 왜? 왜? porque 왜요? 왜요? 어디 어디 d o 어디요 어디요 언제 언제 cuando 언제요 언제요 어떻게 어떻게 como 어떻게요 어떻게요 고마워 고마워. Gracia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 Lo siento. 미안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잠시만. Un 어, momento.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았어 발레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y el ú l t i 안녕 안녕 Tengo de, me dices por comentarios lo que ya sabías, por si tienes alguna duda. No olvides las prácticas de coreano los fines de semana. Esta vez haremos dos veces, el sábado y el domingo. ¡Annyeong!